업데이트 네, 구독자 여러분 브레스 브이 안녕하세요 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섹시 컨셉으로 돌아온 브이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섹시하고 큰 남자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미 섹시한 남자 에이스라고 아 섹시함을 제일 잘 표현하고 싶은 바로입니다 야 목소리가 섹시한 노입니다 아. 섹시한가요? 지우입니다. 다 섹시가 다 네, 섹시 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 세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번에 시즈마인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즈마인이라는 곡은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얼반 댄스곡이고요. 가사처럼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음. 자, 한번 말 못해! 자, 저희 v a 가 이번에 정말 패기 넘치게 정말 섹시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네. 데뷔 2주년인데 흔들한 날 영원히 써는 영원히 사랑해 제가 이 말을 좀해하자면은 어, 2년 동안 사랑해주신 뱀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네. 음, 글쎄요. 음, 어, 아무래도 어, VLB가 지금까지 곡을 하면서 많은 딱 한 가지만의 컨셉을 하지 않고 계속 좀 바뀌었잖아요. 좀 그런 80조만의 그런 매력을 다 보여주려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 이 그룹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VLB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저희 끊임없는 저희 VLB의 뱀즈 분들의 사랑이죠. 음, 사랑과 응원이고요. 관심으로 네, 또 항상 저희를 위해서 또 네, 열심히 모든 걸 뒷받침해 주시는 저희 팀 네, 가족분들이랑 또 그리고 그 빠질 수 없는 게 저희 또 VB 멤버들이죠. 네. 어. 네, 그리고 또 저희 VB의 장기적인 목표를 또 말씀드리자면 어, 항상 믿고 듣는 네, 그런 VB 음, 믿듯 VB 네. 음악을 또들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 항상 끊임없는 네, 저희 뱀분, 뱀분들의 사랑으로 좋은 모습 100만 년 네. 100만 음. 음.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좋네요 약간 멤버들을 잃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극을 많이 받고 네 여러 가지 저한테 그런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를 예를 들자면은 뭐 우영이 형이 이제 에이스 형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몸이 딱 좋아진 게 보여요. 어, 한주 만에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모습 보면 괜히 더 자극되고 괜히 더 하게 되는 그런 게 서로 되게 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네. 보고 네. 좀 뭐, 뭐 자극을 받는? 네. 네. 네, 좀 관심이 많은 멤버들이 많죠. 아, 저도 그렇고 저희도 에이노도 그렇고 네, 바로이도 그렇고 근데 어, 저는 그래요. 솔직히 네. 앞으로는 저희 교 l b 모든 멤버들이 함께 뭔가 어, 같이 앨범에 들어 수록된 네, 곡도 한번 작업을 해서 네, 앨범 을 발표하고도 싶습니다. 네. 네. 어, 네, 저는 지우고요.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많이 들어요. VB가 그렇죠. 어, 아니었다면은 복싱 선수는 그렇죠. 감사해세요 <laughs> 네, 자세가 딱 나옵니다. 때 되게 좋은 올림픽 유망주가 되지 않았을까 음, 네. 싶습니다. 에이스은 sexy body를 가지고 있다. 자, 바로니는 친절함의 끝판왕이다. 오, 맞아. 로우는 좋은 목소리와 선칠한 키와 위트 있는 유머를 가지고 있다. 음. 음. 없어? <laughs> 미친듯이 활발하고 또 잘 먹고 또 착하다 그 싸움도 잘하고 이건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우리 제코병은 일단 잘생겼고 집에 고기가 많고 먹을 걸잘 준다 그리고 착하다 그리고 섹시한 반지 보고 있다 그리고 신발도 크다 그리고 중국을 잘한다 그리고 키도 크다 그리고 운동도 잘한다 형이요 우리 센반 형 요즘 너무 말랐다 요즘 너무 말랐다 아, 요즘 너무 말랐다, 말랐다. 아, 아, 아. 어. <clears throat> 자 저는 자, 자 우리 데이노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다 어, 세다 세다 혹시 나는데? 지금까지 V